I'm 23, 난 수수께끼 이게 뭔지 나도 I'm 23, 들리지 말기 남없이 예민해요 한 떨기 스물셋 조금 어른 그 티가 나다 끔찍해도 적당히 믿어줘요 숨을 샜다 아직 한참 멀었다 얘덜 자란 척해 도대체 서가 돼난 그리 확실히 지금이 좋아요 no, oh, no. 그냥 때려치고 싶어 다 알겠어요 난 사랑이 하고 싶어 아니 그냥 나는 감을 어느 쪽이게 얼굴만 보면 몰라 속마음과 다른 표정 감정이게 사실은 나도 몰라 애초에 나는 단 한 줄의 거짓말도 쓴 적이 없거든 여우인 척 고민 척 여우 아닌 마에 따른 걸 어느 쪽이든 너 뭐든 한쪽을 골라 새가 안경 안에 비춰지는 건 뭐 이젠 익숙하거든 항상 갇혀있는 말했던 힘들면 안 된단 말에 그럴 때도 있지 I'll be alright 때려쳐 됐어 내 같은 돌리던 넌 어디 알아들어 Wait yeah wait wait 나라서 같은가 실망하지 않게 내 생각은 더 깊이 다른 보이지 않게 내 마음 너더 깊게 난 그래 확실히 지금이 좋아요 no, no. 그냥 때려치고 싶어 아, 알겠어요 난 사랑이 하고 싶어 h o 그냥 나눈 감을게 어느 쪽이게 얼굴만 보면 몰라 속마음과 다른 표정을 짓는 일 아주 간단하거든 사실은 나도 몰라 애초에 나는 단한 줄의 거짓말도 쓴 적이 없거든 여우인 척 고민 척 여우 아닌 망했다는 걸 어느 쪽이든 날 모든 한쪽을 골라 색안경 안에 비춰지는 건 뭐 이젠 익숙하거든 I'm 23난 수수께끼 뭘까요 맞춰봐요